Amen.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를 계속 나눠줄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여러분 드셨나요? 그럼 노래를 더 열심히 해주실 건가 도지요? 건가 보지요? 아버지 물좀 마셔볼래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마시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싱의 목표는 뭐다? 자라섬을 사랑으로 가득 채울 거예요. 그래서 율동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모기가 많아요, 그쵸? 괜찮으세요? 오, 한 번씩 제가 다리를 이렇게 탁탁탁 털어도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모기를 물리치고 먹었겠습니다. 컵케입니다 지혜씨는 어요 오늘 어땠는지는 정말 와보셔야 많이 아시는 요 왜냐면 오늘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진짜 좋고 지금 강 공기도 너무 좋고 가을바람 불어지 올바람치 노래하지 맛있는 것도 먹지 도저히 가면 안 돼. 분위기가 굉장히 페스티벌 진짜 그러고 다시 오고 싶다. 너무 멋있다 너무 오고 싶다. 다음번에는 뭔가 노래도 부르고 走的。